윌슨 잘 준비하자 이불 깔고 잘 준비하자 올 거야? 응? 너? 너? No, no, no, no play, no play, no, no, no play. 잠자리 만들잖아 아까. 에이, 아. 나이 아빠 입을 깔아야 돼. 응? 에헤이. 에이. 나이스. 아. 아빠 입을 깔아야지. 어? 입을 깔아야 되는데 와 놀아달라고? 어? 너. 너. 너. 에이. nice. 놀고 싶어서 어? 페이스 이 밤에 놀고 싶어 갖고 응? 음. 오늘 하루 종일 몰아서 에헤이 이건 또 뭐야 어? 누가 갖고 오라 그랬어 응? 페이스 베이슨, 베이슨. 에헤이 잘 시간에 꼭 놀라 그래 어? 두빠뜨렸어 응? 그지? 두빠뜨렸어 응? 아하이 기운이 남아 돌지 오늘 응? 카이슨 기운이 남아 돌아 Ay, ay, ay. No, no. Hey, hey. What is? this? Okay. All right. So set. 나가서 어디서 피하러 갈 것이 쉬. Go. Come on. All right, let's go out uh, to the